라임을 먼저 반으로 잘라줘. 좋아? 어, 맡아볼래? 응. 와, 이미 저거 먹, 뭐 맛있는 아, 먹는, 냄새가 난다 먹는 같이 With you, I can be sad with you.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.